갑자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불러 쳐야 되네 조심 간다 더 힘을 줘야 돼 아, 힘이 있게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이렇게 하, 이것도 힘을 줘야 돼? 네 그냥 발로 발, 발에 뒷발을 차야 돼요 뒷발 우리 연습생 때 <laughs> 우리 연습생 때 웃었다 어, 와 바로 그냥 차, 차보세요 아니 앉으려고 앉으려고 앉아 아. 편하게 앉으려고 편하게 앉으려고 저희가 앉으려고, 틱톡을 앉으려고. 읽고 읽고 서 있기 서 있기 불편해서 이렇게 앉으려고 한 거예요 됐어 네, 됐어 빨리 빨리 간다 빨리 나 다리만 차면 되나? 어. 빨리 예. 야, 옷 좋아. 어, 아무도 좋아. 야, 잠시만. 야, 잠시만. 야, 어.

야 이거 아니지 야 니네 다 경찰서에서 만날 줄 알아 나눈 마주쳤어 야야 누가 일부러 내려 너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진짜 진짜 너네 나 진짜 아니야 딱 너야 너네 나 진짜 아니에 생긴 게딱 영상 영상 보면 알지 생긴 게딱 생긴 게딱 아, 아, 이거 아 네. 어, 이거 아니 우리 보지 말자 우리 보지 말자 오리진 오리 어나 진짜 안내렸 오리진으로 확인하 오리진 못 올라오 시니까 어떻게 올라